I'm do like high tech please don't come I don't care 랩 친구 속 my ass 잠깐 따라 금방 해 high class my lab 이미 max 지금 dex 여전한 featuring paychecks 그리고 오목 max I'm do like high tech please don't come I don't care 랩 친구 속 my ass 잠깐 따라 금방 해 high class my lab 이미 max 지금 dex 여전한 featuring paychecks 그리고 오목 max 풀럽건 X 다 걷지마 곤란해 난 존경해 XXX 매개 딸의 양손에 이빨 속 텁텁해 우리 집 정전돼 간지는 겹치게 있어 빈 콜라캠 반듯한 엄마들 밖에 나감 총났고 Left for life for my life keep on me all the life trap boy trap at us pressure with the cop keep fight for my life 말른 무시 호박 마차 좁으면은 도망가 You pussy okay but I'm not 양아치들은 겁안나 땡가자들이 종가나 맨날 맨날 코피나 싸움하는 피곤함 Fishing this is just my style on the way If you find out cop 영양제 taking ever not get away from me if I cop 내려쳐버리지 네 밥을 타너 육포로 만들어주실 컴바인 밥을 잘 먹고서 귀신 되라 지옥 선배님께 입번 받아 I'm too like high tech please don't come 백, 세근 백여전 나피 저랑 페이 체스 그리고 오목나스 에이